여러분 저 지금 첫 나들이 나왔어요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 20분 거리에 어느 광장에 <laughs> 나와 있는데 제가 스웨덴어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아직 지역 파악도 잘 못해가지고요 명칭을 이, 이 동네 이름을 잘 몰라요 근데 어, 오전에 동생이 카카오톡으로 커피 그 강릉에 유명한 테라로사라는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서 커피 마시는 사진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제 기내식으로 커피 마신 거 외에는 커피를 안 먹어가지고 어, 여기가 날씨가 춥고 이러니까 뜨끈뜨끈한 커피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 제일 가까운 커피숍을 찾았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20분 거리에 이곳에 왔죠 그래서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커피숍에서는 제가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찍고 싶었는데 제 앞에 그 테이블이랑 너무 가까운 거예요 혼자 중얼거리기가 아직은 너무 민망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길거리에서 걸으면서 촬영하고 있어요 커피 맛도 되게 좋고 분위기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커피 가격이랑 뭐 샌드위치 그러니까 물가가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어, 마트도 여러 번 가고 그랬었는데 어, 한국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지 안 왔거든요 커피 가격도 커피랑 제가 샌드위치 시켰는데 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어, 스웨덴 말매 점점 마음에 들어요 그럼 전 이제 버스 타러 갑니다 안녕